그래서 앞으로 시중에다 내다 팔 때 비싼 가격으로 팔기 어렵다. 이걸 기본적으로 전제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시장은 나는 시장에 형성되는 그 시세에 그냥 팔고 내가 거기서 뭔가 남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. 예. 이제 비용은 점점 더 많이 들죠. 예. 비용은. 이제 농약도 이제 굉장히 큰 부담 다가옵니다. 고도성 농약에서 저도성 농약 바뀌면서 약효가 그야말로 형편이 없어요. 자주 쳐야 되고 많이 넣어야 되고. 그러니까 살균제, 살충제 두 병, 전착제 이렇게 되면 한 번 약치는데 스물단 말에 10만 원이 날라갑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 생활을 갖다 31년째 해오고 있으면서 한 15년 전서부터인가 어떤 상상을 하게 됐냐. 또 오셨네? 왜 또 왔어? <laughs> 예? 반갑습니다. 예. 자, 아, 이건 이제 앞으로 미래사회 가다 보니, 가다 보면 이 노, 농약을 못사 쓰는 농민들이 많이 늘겠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